예수와 자케오 예수님께서 예리고를 지나고 계셨는데 거기에 자케오라는 돈 많은 세관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한테 가려서 하나도 안 보이네. 어떡하지? 아, 좋은 수가 있다. 키가 작은 자케오는 예수님을 앞질러 달려가서 길가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이제 잘 보이네.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그를 보셨어요. 자케오, 어서 내려오세요. 오늘 그대의 집에서 하룻밤 묵을 수 있을까요? 예? 정말요? 저희 집에요? 당연하죠. 잠시만요. 자케오는 말씀을 듣고 얼른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예수님, 어서 들어오세요.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청소라도 해둘 걸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을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뻐하는 자케오와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수근거렸어요. 결국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 먹고 마시는 것도 모자라서 자고 간다니 참살 때야 그렇게 없나 어떻게 저희가 집에서 자고 간대 죄인들이 아주 신났네 신났어 주님 자케오가 벌떡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오 그리고 제가 남을 속여먹은 것이 있다면 그 내갑절은 갚아주겠습니다 오 자케오 자네 웬일이야 예수님 보더니 감동받았어? 계산은 해보고 그러는 거야? 잘 생각해보라고 저 사람 세관장이야 그것도 자키오 세관장 마음을 아주 크게 먹었네 여러분 오늘 이 집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느님의 자녀이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러 온 것입니다